PC is broken and what happened to your situation. Full refund in Agoda Cash. Yes. And the second one is to move to another room if there will be available. Um, in case of the second one, you mean another hotel? Mm, uh, another, uh, same hotel. 빈약한 바닐라 빈약한 바닐라고 얘는 그냥 그냥 완전한 바닐라 La glace au chocolat, elle a tellement pure. Tellement... 바이 아이고 진짜 한 5년 됐어 Disney Delight. Oh! shining from a dream. 근데 밤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낮에는 또 다르다 유치원 아, 가서 이런 거 먹지? 안 먹어보지 않 이게 뭐지? 이게 원시였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진짜. 인투더 아, 땡볕이다. 뜨거워요. 아, 먹을 수 있다, 제발. 에이. в а с и will be 사랑하는 이거 얼마였 28? 28 이렇게 했어 거의 한 3,000원 파리에서 바게트 먹다가 철사 떨어질 확률이 몇이나 내 네 말이 파리 이거 맞냐?

알고 보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빵이 있고 그런 거 같아 어. 하고 이제 나중에 엔분의1 엄청 많아 네 개를 영업했으나 저 어, 약간 뭐

어 무서워 분답칩 어 크림 아니야? <gasps> 미쳤지 nulla. E dovrebbe anche piovere. 생대치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너무 네, 어, 배고팠어요 음. 크다 얘는 한국에 사실 팔거든 버섯 이런 애. 음. 근데 얘가 정식 수입이 안 됐네 그래서 얘를 살까 싶기도 하고. 그냥 하나씩 살까? 아 캔으로 된 것도 있구나. 음. 음. 신선

받으는데 이건 처음 온다. 응. 맛있어? 응. 음. 음. 되게 달라. 음. 음. 완전 달아. 음.